오늘 뽑은 알타리로 김치를 만듭니다. 김장 때 남았던 젓갈, 아니 소! 김장 때 남은 걸로 속을 너무 많이 해서 속양념 김장 속양념이 너무 많아서 좋다. 맛을 봅니다. 붙잡고 싶은 마음은 잘 알지만